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우리 흥 손흥민 선수가 요즘 전성기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10시즌 만에 유럽 통산 121골을 기록하며 레전드 차붐의 기록과 동료를 이뤘습니다 이 페이스라면 200골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에게 결혼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기사를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속내를 살펴보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과연 해외 팬들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Música